어? 지금 뭐지? wow! 오메 지랄하고 자빠졌네. 그 중도행위가 너무 심한 거 아니오? 난감하네. 난감하네. Nope. 야, 이 놈아! 어이가 없네. Wow! Nope. 안녕하세요. Huh?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?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